탈북민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시고 강한 의지로 저희 한국을 선택하고 들어오셨는데 아,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예, 또 낯설고 힘드실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. 네. 하지만 그 들어오셨을 때 의지만큼 아, 굳건하게 잘 견뎌내셔서 그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.